정세가 정세가 너왜 이렇게 쫄았어 어, 그러니까 후추한테 평소에 잘했어야지. 왜못 들어오겠지 무서워서. 너 왜 떨어? 뚝뚜. 뚝뚜 왜 그래?